에이 장승엽! 안녕하십니까? 아, 왔어. 최총단 오. 전기 연애예요. 아, 진짜? 야, 이렇게 머리 와! <laughs> 아, 아, 좋아. 아, 나부장지 계속 운동하셨어요? 어, 나형 요새 운동 졸라 열심히 하지. 아. 아. 사람 요 어! 아! 하나 아, 더. 예! 아! 아! 어! 예. 어, 예. 와, 아, 여기 여기가 먹어야 돼, 여기 예. 예, 예. 아. 안녕하세요. uncomfortable. <laughs> Because I, I, I, I know what you like, boy. I said, well, uh, uh, uh, don't watch my boy. 뛰어 넘으실 수 있나요? 어? 뛰어 넘으실 수 있어요? 뛰어? 아! no, what you like, boy. Cause I, I, I, I know what you like, boy. 일로 와, 모빌. 미쳤나? 미쳤나? 미쳤나 아! 야 여기 앞에! 여기 앞에! 앞에 와! 와 뭐, 뭐하냐? 다 죽여! 맞다! 둘다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. 네? 이 정도 해주니까. 아니 근데 언니를 더 잘한다고 나.